아, 미안해, 미안해. 아, <laughs> 아, 귀여워. 너의 너의 눈보다 내 손이 빠르지. 알고 있어? 그만. 그만. 어? 음. 가버렸어 놀아? 이야! 놀자! 너는